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yeah. 이곳엔 우리 둘이 이곳엔 우리 둘이 이곳엔 우리 둘이 아무것도 내게 보이지 않아 내 눈에 네 실루엣만 담아 오늘은 네 팔에 딱 붙어서 잠시 다른 건 접어두기로 했어 yeah. 내두 눈에 비친 네 모습이 아름다워 매 천장에 보이는 검정색도 공예술이네 이 탓. 그들 웨이브를 보일 때 난 감정의 무게를 불리네 네 타투들이 웨이브를 보일 때 난 감정의 무게를 불리네 에이 서핑 푸른 꿈을 꿔 서핑 네 손을 잡고 난 펌핑하는 심장을 부여잡았던 멀리 그려보고 싶지 그림 오늘 뿐 예쁜 나의 눈이 네 눈동자에 비춰지길 원해 그걸 봐래 어. 직이난이 삶의 주인이 아닐까봐 단지 내가 까매요가 될까봐 이 전부가 되지 못할까 맘에 벽에 갇힐까봐 그럼 어떻게 할까 나 이걸 너는 알고 있을까 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yeah.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 오늘만큼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그냥 다 걸래 당장 와줘 지금 내 눈앞에 yeah. 오늘만큼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그냥 다 걸래 당장 와줘 지금 내 눈앞에 yeah. 넌 말이 안 되는 내 감정들을 만들어내 에이. 내 많은 연애 경험들은 아주 싹 다 무의미해졌네 아직 너에 대해 수되게 모르는 듯 대단 너와의 감정들에 좀 섹시해 보니 뇌 구조를 들어라 볼수 있다면 밤을 다 꺼내도 여한이 없지 날 바라볼 때면 세상을 다 가린 듯하니까 어? 오늘은 너와 둘 오늘은 너와 둘 오늘은 너와 둘이 yeah.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 오늘만큼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그냥 다 걸래 당장 와줘 지금 나는 앞에 내게 모든 걸 그냥 다 걸래 당장 와줘 지금 나는 러플레이 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오늘은 너와 둘이 yeah.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 이곳은 우리 둘이